소왕자진, 다모자진님 뭐 말이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1년 12달 365일 물무등 파가지 깨달음듣기 복이 타갈 타갈 붙으시고 여튼 코로나19도 잘 물리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구설 한번 접어놓니 구설 어떻게 제야만이 복을 많이 받는고 하니 오방 신장에합달리 입고 작기 잡신을 몰아내고 영가복가로 부세치세 예라한바한송 예라한대시암 대화 Thank you.